집이 아버님도 당뇨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 전 가족이 당뇨에 조금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대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200까지도 올라갔댔어요 220도 올라가고 300도 가셨어요? 네, 한번 갔댔어요 그 뒤로 이제 많이 조심해서 살았죠 우는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드세요 이 물은? 물 반나 먹지 뭐 이렇게 앉아서도 그냥 노상 먹는 거야 20병이 3일 만에 없어져 따끔합니다 체크하고 계시는데 124 네, 124 100. 네. 이런 건또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응. 100에 드시고 콜라 두 잔째 놀라지 마십시오 156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113이 나왔습니다 113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보통 150, 60 이렇게 나왔거든요. 아, 174. 예, 수치가. 네. 원래 네. 당뇨 환자분들이 사과를 네. 네. 못 드신다고 그러는데. 안 먹어요, 백수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. 168. 84에서 168. 네. 거진 두 배네요. 와, 121로 내려갔다. 아, 40분 됐나? 40분 정도 됐는데 예, 예. 121이 나왔습니다. 121. 아니, 제가 보고도 신기하네요. 보고도 신기하죠. 이건 거짓말 한 거 없지요. 이거 어. 기계니까. 어. 예. 눈에 보이는 데서 이렇게 넣는다니까. 이거 얼추도 안 먹었죠. 어? 당할 수 있고 먹으면 안 되는데? 네. 아 이거 먹으면 당이 떨어지잖아. 아 그렇구나. 아 괜히 먹었네. 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또. 85인데? 아까보다 더 떨어졌어. 이거 먹는, 먹는 바람에. 거짓말은 못해줘. 그저 병원에도 다닌 그 기록이 다 있는데. 이 당하수가 보물이 됐어요.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건 안 버리죠. 심지어 빈병도 안 버리잖아. 저기 쌓여있는 뭐 거. 어머니 이게 그렇게 좋으세요? 예. 너무 좋아요. 신이 <laughs> 신이 주신 물인 거. 아 신이 주신 물이다. 야, 와인은 신의 물방울이라 그러는데 이 물은 신이 주신 물이다. 그 정도로 너무, 이게 예 너무 감사해요. 아 좋다. 예. 몸에 예 몸에 아. 좋아요. 저희 한국 농산TV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당뇨로 고생하신 분들은 그 저희 한국 농산TV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사연을 남겨주세요. 저희들이 그 사연을 보고 10분을 뽑아서 요 당화섭 20, 개가 들어가는 게 한 박스인데 한 박스를 보내드릴 테니까 네, 아, 그거를 받으셔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하시고 과연 어, 나도 이런 변화가 있구나 라는 거를 좀 후기로 남겨주시면 저희 여기 동네 아줌마들 다가수 때문에 당뇨가 지금 음, 인정을 많이 잡히고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정도로 지금 잘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배도환이 한번 믿고 한번 당하수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고 <laughs> 건강한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수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네. 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go.